제가 이제 가수가 되어서 매니저 형이랑 이제 무대를 할 거라고는 여태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기회가 찾아와서 무대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어, 재밌었어요 그냥 매니저 형하고 하는 것도 뭔가 좀 되게 새로웠고 멤버들이 아닌 이제 특집이잖아요 매니저 특집 을 준비하면서 너무 새로웠고 재밌었고 근데 좀 멤버들이 좀 걸리긴 한데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못 뭐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미안한데 그래도 매니저 형도 저희 매니저 의 노래 되게 잘 어울려요 매니저 형하고 정말 좋은 무대 만들어서 좋은 성적 결과를 어,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호 그 동선을 너무 못 외워가지고 매니저 형이 이게 <laughs> 이게 연습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안무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동선 위주였는데 아무래도 매니저 님이 이제 무대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낯, 낯이 낯설어가지고 좀 적응을 좀 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 연습이 다 잘 연습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냥 멤버들 뭐 잘 하고 오라고 응원은 해줬어요 그래서 응원은 해줬는데 그냥 어뭐 혼자 나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!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어, 어. 너뿐이야 숨이 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너만 불겠다 티가 안 나도 될 거예요? 이거 자켓 입은 거. 이 모나리자 모나리자 원래 한국 크레스 맞아요 다시 보시 땀 닦아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<laughs> 쫄아가지고 아 어, 입이 바삭바삭하다니까 진짜 노래가 안 나와 바삭바삭한데 어 재밌네요 이게 아, 아. 걱정을 아. 그래도 저도 어느 조금 아, 긴장을 아,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어 역시 불레면 어 아, 그거 진짜 유명한 프로그램만큼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. 리허설 한번 하고 왔는데 오늘 네. 재밌게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, 기대가 돼요 지금. 분들 저희가 저가 이제 드디어 이제 불후의 명곡에 이렇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이제 매니저하고 준비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 제험이었습니다 화이팅!